2020년 9월 13일 흉가여행 56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원래 계획이 없던 겁니다 여기는 여기 여기가 보니까 이전에 보니까 이거 식당 같더라고 여기가 식당 같아 식당 실례하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잠깐만 저기서 뭐 봤는데 잠깐 나 봐봐 잠깐만 여기 쪽에 봐봐봐 방금 뭐 검은 거 왔다 갔다 그거 봐봐봐 어 잠깐만 잠깐만 여기 분명히 뭐 검은 거 왔다 갔는데 여기에 여기 수신이 안 좋아 오늘 역대급 나오나? 여러분들 여기 수신이 안 좋아요 수신이 어차피 여긴 수신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산이야 산 지금 화질을 최대한 저화질로 낮췄습니다 여러분들 최대한 저화질로 낮췄고 만약에 이 이상도 방폭이 되면은 카메라를 바꾸던가 아니면은 잘못 봤지요? 잘못 봤지요? 설마 잘못 봤지요? 잘못 봤지요? 잘못 봤지요? 잘못 봤지요? 잘 봤습니다. 당신 누구야? 사람이지? 당신 누구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당신. 분명히 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 어? 어? 저그은거 잠깐만 저기요 잠깐만요 그 빛반사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거 보이시는 것 같은데 거기 있죠? 거기 계시 뭐 만지고 계십니까? 누구야? 어? 어? 저기다 저기다 본 사람 나와 나 다리가 없어?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야? 어? 누구야? 하지마! 어? 어? 음. 아. 와. 계십니까? 아, 냄새 지렸다 오졌다 진짜 와 어, 어, 어, 아이, 아, 우와, 아, 아, 저기 뒤에 뭐 있다, 아, 아, 알지 마, 아, 아, 그 도망가지 마, 확인해, 확인해, 도망가지 마, 무조건 확인해. 무조건 확인해. 무조건 확인해. 아! 아! 잠깐만 뒤에 잠깐 아 잠깐만 잠깐만 가까이 있다 여러분들 잠깐만 수사 준비 잠깐만 여러분들 수사 준비 얘들아 수사 준비 잠깐만 빨리 빨리 빨리 잠깐만 얘들아 수사 준비 잠깐 잠깐만 가지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와! 잠깐, 잠, 잠깐. 잠깐만. 나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잠깐만 내가 봤을 때 이거 검은 물 아니면 발락이야. 검은 물 아니면 발락. 둘 중에 하나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네 번째 뭐 검은 물약인데 이거 발락에 가까워 어 요런 안은 아니야 요런 안은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있거든 아, 근데 하얀색 드레스는 아니고 검은 거 보니까 발락이야 어? 어? 잠깐만 저 불 뭐야? 불 켰어 뭐야 방금 뭐 불.. 아닌데 여기 뭐 없는데? 이쪽 좀 있는데 잠깐만 검은 거 뭐야? 뭡니까? 뭐예요? 뭐야! 그대로 있어! 있어! 그대로 나와 나, 어, 대박! 대박! 아! 아! 어! 어! 이리 와! 이리 와, 이 새끼야! 잠깐 뿌려 잠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지 마세요. 떨어지세요. Warte mal! 누구야 빼꼼 하지마 오늘도 어, 뛰다고 그 알아 잠깐 기다려 어차피 포다고 아무것도 없어 이제 아이템 다 썼어 지금 없어 학호 누나, 학호 누나.